여러분 이제 저희 그거 물레 배운다고 합니다. 아, 와, 아, 물레 사실 너무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도자기의 뭐라 하지? 어. 클라이맥스? 오, 어, 꽃이죠. 누구 먼저 할래? 저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어? 이 팀이 먼저 그래, 그럼 우리 팀이 먼저 네. 하자. 오케이. 그도 될까요? 네. 오케이. 팀. 제이야, 뭐 만들지 정했어? 아, 진짜 뭐 만들지? 오. 저는 그릇을 만들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 저는 컵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그릇을 만들고 싶은데 네, 네, 네. 저는 컵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결 무늬도 돼요? 어, 네. 약간 연꽃무늬로 살짝 이렇게 펴진 나 자꾸 무리한 거 부탁하지 마, 원데이. 아, 만들어보 오! 오 신기해요 튀깁니다 윗부분 뭐, 천천히 한번 만져볼까요? 딱윗부딱 잡고 계시면 어때? 어 진짜 신기해요 여기서 아까 저 보셨을 때 이거 내리고 올려, 올라가고 물레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실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런 로망을 하나 이룬 느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손바닥에 힘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밀기만 하면 어? 되거든요. 어! 앞으로 밀어요? 네, 그냥 이런. 어머! 아! 와 신기해. 네, 네, 재밌겠는데? 아,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소은이 벌써 벌써. 와. 피디님이 원하시는 그림안 나오겠네요. 막 무너지는 네. 그림. 네. 제가 어. <laughs> 네, 한번 잘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은이가 네. 잘하고 있나 본데? 소은 언니 아주 소은이 쪽에서 계속 음. 퍼펙트가 들리고 있어. 음. 완성입니다. 와. 와, 와마음 드시나요? 네. 어깨 부드러워. 우와. 너무 좋아요. 아, 이제 물레를 할 때는 뭐 쉬울 줄 알았지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쩌지 어쩌지 했는데 옆에서 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쁜 그릇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저 좀 소질이 있나요? 아, 소질 있어. 아. 와. 제이는 선생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저랑 쌤이랑 반반했어요. <laughs> 반반 했어요. 반반 했어요. 반반이면 엄청 많이 했네. 우와. 아. 넓이는 안 돼요? 보면 어, 딱 저. 그러면 이렇게. 우와, 네. 좋아. 감사합니다. 아, 그거는 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 약간 지금 앞에 애들 하는 거 보면서 느낌 왔어. 나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어. 아, 근데 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지? 천천히 부분 한번 부분 한번 만져볼게 살짝 위에다 물을 뿌리면 느낌 음, 달라좀 부드러워요. 조금 부드러워지죠? 그리 천천히. 아! 오, 좋아, 괜찮아요. <laughs> 천천히 올려주시고 오.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컵이 어렵네요. <laughs> 못 만든 것 같은 사람이야. <laughs> 꼴등? 아, 근데 다 진짜 잘했는데? 어렵네요. 아, 어렵다. 나 잘 만들었는데? 나 잘 만들었지? 어, 근데 나 진짜 좀 잘 만들었는데? 오랜다 <laughs> 너무 신기해요. 아, 항상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어가지고 아저 혼자서 이렇게 잡아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미술학원에서 도자기를 조금 배웠었는데 그때 배워서 아 조금 오늘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쉽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네. 인 그대로 얘를 그냥 이렇게 밀어준다. 이렇게 어머. <laughs>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누르지 말고. 살짝. 네. 그냥 이렇게 잡고 있고 밀어보기 왜안 어, 안 되지 왜?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 어, 어. 어. 아, 감팀 뭐지? 아, 니 이게 손의 힘이 아 소나기에 딱 손의 힘이 딱 손의 힘이 딱 줘야 되구나 아 여기 좀 어, 여기 하면 되지? 어 잠시만요 지금 더 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렇죠. 제가 지금 더 아, 네. 뚫는 아, 것 같죠. 네. 저안 해본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오랜만이다. 다음에 여기다가 뒷부분만 천천히 한번 딱 잡아볼게요. 어? 어? 너무 좋은데요? 살짝 어, 어, 넣어주시고 한번 아닌 데가 해볼까요? 손 천천히. 신기하다. 아까 이렇게 잡아. 신기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숨길 때는 항상 천천히 여기서 이, 이게 무릎 뭐 어,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줘요 쭉위오 좋아요 우와 뭐 한다 나 아트 넣어요 누구 누구 뭐야 어. 아 역시나 당연히도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약간 그런 경쟁심을 느꼈겠지만 이번에는 경쟁! 연꽃을 어떻게 할까요? 막, 막 다섯 송이씩 피우 아 뭐야 대박 예쁘네 우와 진짜 예쁘다 뭐야 짱 예뻐 대박 예쁘다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할까요? <laughs> <laughs> 다 잘하던데?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너무 우리만 재밌지 않았을까 아, 난 걱정이 있어 이것 봐 제이 손 좀 봐. 이게 제이가 그리고 도자기랑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뭐야 너무 신나게 재밌었어. 놀았어 신나게 그러니까요 신나게 논 흔적이랑 저는 네. 제가 엄청 원했던 조그만한 밥그릇을 만들어 봤는데요. 음. 이게 딱 제가 원하던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진다고 하거든요. 음. 그럼 완전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 어, 여기에다가 밥을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요. 아, 제가 제가 설마 그 머릿속으로 상상했거든요. 설마 내가 오늘도 만약에 저는 이 친구인데요. 왜요 <laughs> 왜요 왜요? 그냥 나왔다.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어. 저는 이 친구인데요. 처음에 사실 생각했던 건 저와 같이 하려고 한 거였는데 제 이 식성과 식탐에 맞게 이렇게 완성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살짝 양식 느낌? 네, 여기 살짝 안에 어느 해가지고 라라라라라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합니다. 예뻐요. 저는 이거 이제 밥그릇이나 물그릇으로 쓰겠습니다. 물그릇이요? 약간 국, 혹시 사약인가요? 국물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줄어들면 국물 같은 거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구우면 좀 줄어들 거라서 컵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제 얼굴만 하지만 어? 아닌데? 제 얼굴만 하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컵을 만들었고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아, 더우니까 아, 재밌었어요. 근데 촉감이 되게 머드팩 하는 것 같고 좋았어요. 제이씨 이거 뭐? 제이씨는 <laughs> 손을 어!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완전 사고뭉치야. 네. 저는요. 제이 엎을 것 같아. 어, 조심 조심. 저는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 찍혔어. 어, 망했다. <laughs> 오늘 진짜 사고뭉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멤버들이 하면서 어? 안 떠야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 그릇을 만들었었는데요. 점이식 <laughs> 그릇?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멤버들이 물레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머그컵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찌어찌 잘 만들어가지고 <gasps> 됐다 했는데 그 친구는 영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릇을 만들었는데 되게 꽃병 같은 그릇이 음. 되긴 했는데 이렇게 꽃무늬를 같이 넣어주셨는데 뭐 밥도 먹고 이것도 과일도 담고 제이 언니는 간식을 담는 것도 추천, 추천을 해줬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음, 오늘 진짜 최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음, 맞아요 데일리들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위클리가 도자기를 한다고? 그 대리들이 엄청 못할 듯 <laughs> 저희 생각보다 잘한 것 생각보다 같아요 생각보다 차분하게 잘했어요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의 작품 기대해 주세요. 위용 위용 그려요 이번 주는 Weeekly 안녕하세요 Weeekly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도자기들이 여기 회사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unbox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 도자기들에게 자기야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자기야! 짠! 도자기들 도착했습니다. 너무 뭐 예쁜데요? 어, 어, 진짜 짜잔! 아, 엄청 번덕번덕해요. 그러면 저희가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도자기들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너무 귀여워. 이런 어, 이게 제 접시가 될 겁니다.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따라란 진짜 우리 제이 용맹 강아지처럼 잘 나왔고요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실용도 짱이야 뭔가 진짜 식빵 사이즈처럼 네. 나와서 어, 네. 토스트나 이런 거 먹을 때네딱 진짜 딱 빵 넣고 잼 발라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음. 수진 언니가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만족이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저도 짝꿍으로서 사랑해요? 저 이거 진짜 마음, 마음에 들어요. 완전 진짜요? 만족. <gasps> 조금 졸린 고양이가 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아,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아 근데 아, 네. 먼데가 진짜 의외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 그릇의 주인으로서 이 벽이 생각보다 높아서 음. 맞아. 진짜 좋아요. 뭔가 좋다. 맞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네, 아, 완전 아, 감사합니다. 사실 짝꿍은 아니지만 탐이 나요. 어, 음. 마지막으로 조화가 만든 모습이 네, 짜잔 얘가 곰돌이였는데 고양이로 바꾼 바로 그 그릇입니다 디테일. 여러분 야옹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가 물레 수업을 받으면서 또 접시를 만들었단 말이죠 음. 지안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제가 진짜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만족해가지고 음. 제가 원하던 그 모양 그 크기 음. 딱 음. 이만큼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찍어줬잖아요. 제가 그 이렇게 다가 헷 하고 이렇게 얘를 넘어뜨렸었는데 그것도 너무 다시, 복구 다시 복구시켜 주셨어요 음. 이렇게 이거 딱 엎어지고 나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 2편 예고가 지한's nightmare. <laughs> 맞아요 그게 지한이의 악몽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엄청 웃었어요 음. 그때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너 어, 만족입니다 감사해요 이거 컵은 누구예요? 사야 오. 네, 유일하게 멤버들 중에 컵을 추천인데요 음. 네, 컵을 만들어 들어는데 생각보다 원이 조금 넓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음.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물을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다 계획적이었던 이 아, 친구 이거 진짜, 진짜 잘했어 이게 사실 뭘 넣어 먹어야 될진 잘 모르겠어 뭘 넣어 먹을까요? 캔들을 넣어도 되 오! 캔들도 괜찮겠다 아이디어 뱅크군요 하는 동안도 너무 재밌었는데 완전 만족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진짜 약간 파스타 그릇 같지 않아요? 오! 라면! 고급진? 어, 아, 고급진 라면! 완전 고급죠? 해물라면 해물라면 라면이 미안 아, 근데 사실 저 제 건지 못 알아봤어요. 좀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한데. 아니 엄청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너무 예뻐요. 라면 딱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 네. 맞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거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주세요 저는 저희부터? 이렇게 볼식의 그릇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여기다 아마 밥을 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이렇게 저도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에 원하는 그 느낌? 원하는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음. 너무 잘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국그릇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시리얼 딱 먹을 수 있어요. 음,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에게 스스로 박수 쳐줍시다. 그래요 저희 도자기 만들기는 정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위요 위요 클라스요. 저희는 그럼 클라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잘 만들어서 클라스. 진짜. 안녕. 안녕. 안녕.